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시네타운 19 저 팟캐스트입니다. 그 저희 오늘 네. 영화 카트 소개하고 있는데요. 지금 자기 소개 네. 간단히 해주셔죠 누구신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카트에서 태영 역을 맡은 도경수라고 합니다. 아~ 도경수! 도경수! 뛰어! 도경수! 뛰어! 저 일단은 저 이승훈 PD의 멘트에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, 누군지 모르다니요. 그만 들으면 알아야죠. 아, 그럼요. 아니, 숨소리만 들으면 여보세요 하면 또 알겠는데 약간 그 나는? 숨소리 으르릉으르릉 거리 소리 들리지 않아요? 아, 살짝. 으르릉 가르릉, 아, 으르릉 가르릉. 아, 지금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뭐 하시던 중에 저 전화 받아주신 거죠? 어, 지금 음악 방송 사전 역할을 끝내고 음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. 네. 그 정신없이 바쁜 감사합니다. 스케줄 와중에 영화 찍으랴 아. 드라마 찍으랴 음악 방송 출연하랴 바쁩니다. 음. 한 가지 아. 궁금한 거 여쭤보시죠 이승훈 PD님부터. 아니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요? 뭐 먹으면 그렇게 잘생겨지나요?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뭐, 이, 질문에 웃을 수밖에 아, 없지 않겠어요? 웃음을 먹는다는 거죠. 아, 어, 웃음을 아, 먹는다는 거죠. 타고 나는 거야. 뭘 먹는다고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이렇게 얼굴을 눌러줘야 됩니다. 음. 안 누르고 이렇게 작아질 수 없어요. 저는 사실 DOC를 네. 네.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. 아 DOC가 어릴 때부터? 아니 저 아, 알죠. 깐나내기 아, 때문은 아니고 <laughs> 내가 저 호수공원을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. 저쪽에서 네, 네, 네. 빛, 빛이 하나가 쫙 오더라고. 그 디오 씨, 그 호수공원에서 네. 왜 이렇게 자꾸 빛을 발산하면서 다녔어요? 이 질문이에요. 아, 호수공원에서요? 네. 어,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일산에서 살았었는데. 네네네. 네, 네. 음. 그때 호수공원을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막 다니고. 내 네, 그때 본 거예요. 아, 내 그때 봤잖아요. 어, 근데 아. 저 친구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겠다. <laughs> 아, 딱한 연이더라고요참 쓸데없는 질문 아까운 시간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 임시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뭔 개소리야 그만해. 아니 제가 진짜 이거 카트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저 경수 씨 네네. 보면서 저는 사실은 헷갈렸어 임시완 씨랑. 아 진짜요?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요? 나쁘지. 아니 근데 저는 임시완 선배님이 너무나도 연기를 잘하시고. 아 근데 전 보면서 제가... 이번에 도경수 배우의 연기도 정말 어 네. 너무 무리 오르, 오르겠다 고 지금 막 오른 상태예요 너무 좋을 때입니다 저 아, 정말 아, 전화 연결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, 네.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아왜 어. 우리 얘기를 자꾸 하냐고 카트가 첫 영화였죠 네첫 네, 네 영화였 네. 디오에게 카트는 어떤 음. 영화였나요? 어, 그냥 저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작품일 것 같아요 첫 작품이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스태프분들과 감독님이랑 같이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해서 음. 아네 그냥 너무 소중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잖아요. 그, 그런 네네. 걸 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고 뭐 알게 된 것들도 있었나요? 제가 사실 제 나이 때는 그 부당해고라는 그런 거를 공감을 잘 못했었는데요. 네 근데 이제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도 느꼈고 음.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확실히 이제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음. 어.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또 살고 계신지. 그 DOC도 네뭐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나요? 네, 저도 한 적은 있습니다. 어떤 업, 종이었나요 제가 고기집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. 지호가 구워주는 고기. 이호가 구워주는 고기 먹고 싶다. 아 잠깐만 잠깐 아나 먹은 적 있는 것 같아 아 그만해 백석 사거리에 있는 아, 거기 아, 그만해 신업 장소를 좀 그만해 진짜 진짜 아, 나 먹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요 그 연기자로서 네. 앞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해나가실 예정이잖아요 사실 드라마도 네네. 뭐 하셔서 호평을 받기도 했고 네네.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세요? 저는 그냥 대중문들이 봤을 때 음. 어떤 배우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중에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음. 그냥 저 사람 멋진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음. 그 배우로서 뭐 가수로서는 이미 정상이지만 배우로서 뭐 아, 예. 롤, 롤 모델이나 이런 게 있나요? 어 제가 롤모델이 정확히 없는데요. 음. 음. 그래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질문이 다 질문을 같은 질문을 거라난 찍어야 돼. 난 찍어야 돼. 어떤 영화를 그럼 좋아하세요?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. 네. 그냥 장르 구분 없이 그냥 거의 모든 영화, 액션 영화는 보고 멜로 영화도 음. 보고 막 공포 영화도 보고 다 보는 것 같아요. 디오 씨그 최근에 장수상회란 영화 보셨어요? 네, 봤습니다. 어, 그 찬열 씨가 김찬열 로스쿨 나와가지고 음. 내가 엑소 중에 연기 1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그랬어요? 네. 어, 근데 찬열이가 뭐 자,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 <laughs> 우리 경수 씨 재밌네. 어? 아유 재밌어. 친구가 재밌어. 아 그리고 어제 그 올드스쿨에 나와가지고 그 DOC는 그 저 단톡방 엑소 멤버들이 라는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팅만 한다는 얘기를 그 들었는데 찬열 씨가 음. 어 디오 씨는 아. 거의 유령 회원이에요라고 하던데 그 단톡방 참여 왜 안 해요? 거기 굳이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. 아, 그냥 아, 원래 성격이 조금 오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인가요? 네? 원래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성격인가요? 어, 내성 내성적인 해야 되나? 그냥 음. 약간 조용한 걸 되게 좋아하고요. 여기 음. 카트에 나오는 태영이 같은 성격인가요? 네, 약간 태영이랑은 약간 닮은 부분도 있어요. 점도 많이 있었어요. 아, 어. 평소에 막 책 좋아하고 이렇게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죠? 네, <laughs> 그래요. 겨짓지 마요. 아니 그러니까 아름답게 포장 좀 자, 하자고. 그럼 이제 엑소의 멤버로서 우리 디오 씨가 추천하는 아, 우리 청취자들이 네.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엑소의 노래가 한 곡 추천해 주시죠. 어 이번에 저희가 신곡이 나왔는데요. 네. Love Me Right이라는 노래인데. 아, Love Me Right. 음. 네, 그냥 여름에 들으시면 아주 밝게 기분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네. 이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네, 나를 제대로 사랑해달라 얘기 아니에요. 그렇죠. 자, DOC가 또 주연하는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해서 시네타운 19 한번 좀 꼭 한번 주연 배우로서 한번 모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아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음, 네. 네. 네, 미리 찜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바쁘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활동 잘하시고요. 아, 네.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경수 화이팅! 네. 디 네,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엑소 짱! <laughs>